김종민 황미나는연예의맛 1호 커플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첫 만남부터 오늘 일을 일하고 선언하며 달달한 데이트로 설렘을 선사했다. 황미나는 방송될 때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 르는 등 화제를 모았다. 김종민은 황미나와 진지하게 만났음을 고백했다. 그는 처음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결혼 생각도 있었다.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며 실제 사귀는 감정이 있었다. 진심으로 했다. 단둘이 있을 때 미묘한 설렘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아무 언급 없이 안 나오는 건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이 커플 기다리는 시청자들도 많은데 보고 싶은 종. 미나 커플인데 왜 안 나오나요? 실제로 사귀면 조용. 히 사귀고 싶다더니 진짜 사귀는 건가? 김종민 씨. 다 바빠서 그런가? 제작진들이 말해줬으면 하차면 하차 사귀면 사귄다고 종민아 커플 의안 나오는 거야. 제일 응원하는 커플인데 김종민 황민아 커플 하자. 인가욕몇주 전부터 안 나오던데 차라리 진짜 사귀어서 안 나오는 거면 좋겠네요. 헤어졌나? 왜? 안 나오지 등 다양한 반응으로 궁금해했다.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황민아는 종민없다. 각 현장이 남자답고 똑똑하다. 대화를 나눠보면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를 칭찬했다. 김종민 역시 황민아와의첫 만남을 떠올리며 너무 예뻐. 서 첫눈에 반했다는 대답으로 황민아를 향한 애정을 보여줬다. 황민아는 방송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종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샵사인 황민아랑 오늘부터 1일 샵사인 종민아 컵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멘트를 남겼다. 이어 김종민은 이번 만남이 서로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으면 좋겠다며 저도 미나도 상처나 트라우마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종민은 내년이 평생 가장 좋은 해라고 한다. 옆술가는이 정도로 잘 맞는 커플은 별로 없다며 두 사람을 천생연분이라 칭하며 방송을 떠나 국 연애를 해서 내년에 결혼을 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는 방송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마음과도 같았다. 김종민을 살뜰히 챙기는 황미나와 그런 황미나 앞에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김종민이 방송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는 커플이 되어 결혼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수 있길 바라는 이들의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나 김종민 분량이 사라지면서 두 사람의 연애의 막 마지막 방송 모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